떼이다. 음. 어, 한다. 한다. 한다. 떼이다. 오 마이 갓. 저는 이거 보여요. 정면이어가지고. 너무 예쁜데? 저도. 완전 귀여워. 아! 어머, 드디어 합니다. 그게 뽀샤? 맞지, 맞지. 와, 어, 되게 예쁘게 먹는다. 아이고, 이것들 예쁘네. 너무 맛있다. 어, 아린이. 어, 나올지 몰라요. 전 싫다는 것 같기도 하고. 어, 예쁘다. 어, 아, 둘이 여기 화가 너무 아. 좋아요. 지호랑 언니랑. 오늘 의상이랑 뭔가 무대랑 의상 머리랑 다 저걸로. 어 아린이 연습하고 나왔어. 아린이 핑크 나네, 핑크 머리. 아린이 원하던 그 핑크. 어, 가까이 다가왔어. 와, 아. 아, 멀어 그냥 이거 해버린 거야. 아두번 한 거야. 진짜 아괜찮 제스처 같아요. 이 간다, 간다. 아우! 멋있어. 멋있어. 오늘 어. 언니 생머리 예뻐요. 어. 우리 팬분들이 많이 댓글 남겨주시고 계셔. 까치가 많이 보이시 어머. 간다, 간다!

오 카메라맨 신기해 예뻐 마지막 거 어디 봐 마지막 어디 보니 어디 봐 봤네 이번에 제대로 잘 봤네 성공 어 나라잖아요 아 웃겨 우리 근데 진짜 약간 되게 그거 같다 인형 조그만 인형들 같아 우리 너무 사랑해 야언 진짜 예쁘다 어 고마워 아이고 이것들이

디테일을 다 봐, 봐주세요. 어, 예쁘다. 이 미미가 이 머리 색깔도 예쁘네. 미미, 어, 미미가 <laughs> 이 머리 색깔 난더 좋아. 미미 어, 감사합니다. UI 이 파트를 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요. <laughs> 간다, 간다, 간다. 갑시다, 갑시다. 데려가, 데려가. 이쪽 보면 이제 끝난, 끝난 느낌. 어. 어. 어. 얼마 안 남았어. 할 수 있어. 꽃가루 끝나는 거 이 노래 처음에 녹음할 때 가사를 봤는데 꽃가루 펑있는 무대에 꽃가루가 왠지 많이 터질 것 같아. 아, 맞아 맞아. 약간 꽃가루 꽃가루 터지더라고. 그런 삘이었어. 어 머리 굴려서 하트 모양이야? 아니요. 아, 레오나 모양입니다. 꽃가루가 정해라. 네, 아니야. 저도 좀더 표정 예쁘게 써요. 예뻐요. 예뻐 어, 충분히 예뻐요. 저희가 예쁘세요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끝났다. 저희 네, 나 내가. 네,